지원 팀좀 보내주세요. 기어의 이름과 생략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. 경찰들! 모두 무기를 버리고 투항해! 곧 여기로 니들이 도착할 거야. 글쎄, 대한민국 경찰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가. 멈춰! 지금이라도 그 총 내려놓고 핸드폰 넘겨줘. 사수하면 정상 3작을 받을 수 있다. 목숨을 살려줘. 이제 그중 실탄는한 발 남았을 거야. 누구야? 가자. 당신 누구야?